내 이름만 떨칠 수 있다면 이런 공포증은 무섭지 않아!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자 아! 아! 아! 짜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백호롱입니다 자 오늘은 이누나키 터널 자, 아,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밑에 거 누르고 싶어 아 모르겠다 <laughs> 모르겠다 아, <laughs> 어... 자 잠깐 제가 한 5분 정도 해봤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대충 한 둘러보고 바로 꼬리를 말고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자 이번에는 겁먹지 않고 뭐 그래봤자 터널 들고 다 나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 돌을 내가 어, 잠깐만 이거 뭐야 카, 메라 뭐가 찍히는데? 잠깐만요 제가 인형을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아 저리 잠깐 이거 어떻게 내려놔 아 자, 잠깐만 아 쳐다보지 마 아니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? 아 나 이거 내려놓고 싶다고 아 잠깐 이거 오른쪽 화면 못 가리나? Q를 누르면 아이템을 떼고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가 딱 네 집이네 여기 잘 있어야 돼뭐 나 뒤를 따라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렇게 저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자 아까 여기서 사다리를 챙기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? 올라갈까요? 네 야! 뭐 어떻게 나가? 야! 아니 사다리는 들고 와야지! 아저 뭔 소리 들렸어 방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씨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아 어? 어? 어? 여러분들 저 꼈는데요? 저 저 진짜 진심으로 저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이런 거 하지마 자 이거 이거 끝나고는 아 잠깐만요 이거 또아 나 너무 무서운데? 아 진짜 가기 싫은데? 아니 터널이 이렇게 길어? 아 기는 게 맞지 터널은 길어야 되지 잠깐만요 자 일단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더듬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래길이 나왔는데 굳이 제가 어두운 곳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? 난 밝은 곳이 좋아요 밝은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땅히 딱히 얻을 만한 건 없군요 이 차가 왜 여기 있냐? 자, 일단 불이 밝은 곳은 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? 터널 바깥인가 본데요? 뭐지? 어! 어! 아, 하지마!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원숭이 원숭이지 아 근데 일본에 원숭이가 있나? 아 모르겠다 이것을 사용한다면 길을 먼저 키를 찾아야 한다 열쇠가 어디 있지? 근데 정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선생님 제발 아니죠 아니죠 그 저 말고 다른 그런 공호의 존재라던가 뭐 귀신이라던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죠? 근데 왜 여기만 꼭 불이 이게 반짝반짝 거릴까? Hello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위에 뭐 봤어 아눈 마주쳤어 잠깐만 와 아, 소름 끼쳐 아 뭐 매달려 있었어 뒤집어져 있었다고 아유 좀 보세요 뭐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 어 잠깐만 매달려있는게 아니라 이거 차크라로 <laughs> 발바닥에 붙어있는 거 아니야? 아씨 뭐야 아 매달아놓을 거면 제대로 매달아놔 아 열쇠를 줘 열쇠를 아저씨 열쇠 열쇠 주세요 열쇠 아우 아우 머리가 너무 빛이 나서 이게 쳐다보지도 못하겠네 어 잠깐 만 이게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당길까요? 뭔가 아이템을 얻은 건가? 감사합니다 문이 열렸네요. 그게 문을 여는 도구 버튼이었나 봅니다. 네, 좋습니다. 저기 빨간 학종이 또 있다. 씨, 아, 이거 네, 그 들어가면 다치는 거 아니겠죠? 그죠? 그죠? 우리 여러분들 들어가면 다치는 거 꽝. 넌 뭐니? 넌 누구니? 거기 왜 있니? 뭐길래 그렇게 빼꼼빼꼼하고 있니? 다치는 거 아니지? 다치는 거 아니지? 좋아, 빨간색 종이. 어, 뭐야? 아, 어, 뭐야, 뭐야? 하지 마! 문 닫힌 거 아니지? 그지, 그지, 그지. 어, 어 뭐야 뭐야 아 내 발자국 소리구나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차크라가 떨어져서 떨어졌나 보다 자 이 아저씨가 네, 차크라가 떨어져서 이렇게 추락을 하셨군요 아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 열쇠는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트럭을 타고 뒤로 돌아가서 그 입구를 부숴버리면 되지 않을까? 우린 이 불도저를 타고 입구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뚫을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입구로 돌아가자 그래 가자 아니 저기요 아니 이거 타고 바깥으로 나가자니까 뭐야 아니 나 출구가 막혔어 아니 이거를 아뭐 어, 나쁘지 않아요 네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 영상을 찍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10만, 50만,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겠지? 그치? 좀 무서워도 참고 가자 좋아 나쁘지 않은 컨텐츠야 그 누구도 해낸 적이 없는 컨텐츠라고 내 이름만 떨칠 수 있다면 이런 공포증은 무섭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가자 어! 아! 아! 지금 터널 일단 벗어났거든요? 웬 정류장이 있네요? 아니 왜 여기다가 이게 석상 같은 게 있냐 아니 묘비 같은 게 있냐고 이게 왜 있냐고 여기에 아 이런 거 왜 만드는 거야 진짜 아 몰라요 이건 뭐, 뭐라 하는지 1도 모르겠어요 묘비가 왜 여기 있을까? 갔군요 여기 석상 아저씨가 또 있네요 이 석상 아저씨는 어디다 꽂아야 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 석상은 무겁지 않나? 이걸 왜 이렇게 들고 가야 되지? 아 석상 여기다 두면 되는 거네 아 예, 좋아요 제가 도대체 여기를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유튜브 내가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그런 거긴 한데 저기 저쪽 방향에서 지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? 오 문이 열렸다 아니 다 열렸잖아 아 소리 그만네 무서워 어 소름 끼쳐 아니 도대체 여기에 전화부스가 왜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씨 와씨 어아 깜짝이야 어 구해달라고 무슨 소리예요 나 여기 나 여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, 어 옆에 왔다 옆에 왔다 아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제발 제발 잡아주세요 제가 나갈게요 아 오른쪽에 온다 제발 살려만 주시면 나갈게요 소리가 안 들려요 뭐야? 아 손바닥이야 뭐야 저게 왜 있어 네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아씨 아, 카메라 성능을 너무 좋아갖고 이런 걸 다 찍고 아 제발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들어가서 어이씨 깜짝이야 진실을 마주하는 거야 좋아요 이런 거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어 많이 놀랬기 때문에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또 트럭이 부릉 하고 가는 거 아니겠지? 어 아니구나 이거 고장났네 안에 무언가가 보인다 뭐랄까 하는지 모르겠다 아 여기 오면서 휴대폰 같은 것도 안 챙겨 왔어? 그건 뭐 도구 챙겨오는 게 많네 야 일단은 저 문을 열 수 있는 도구를 챙겼으니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안에 있는 게 뭔지 궁금하기 때문에 아 씨! 잠깐만요 아, 근데 갑자기 또 무서워지는데요? 왜 꼭 저기만 빛이 나죠? 아, 아 여기 에 아 이거 우물 싫어 이거 여기가 필요하다 로프랑 클랭크랑 바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니 나갈 생각을 해 이런 걸 자꾸 탐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바가지 생... 아 도끼 버려야 돼 도끼 버려야 돼어왜 여기만 이렇게 빨간색이지? 일단 바가지 먼저 맞아 저기 꼭 저기 밑에서 막 귀신들 어? 막 타고 올라온다고 아 잘못했어요 아 이거 아닌가 봐 이거 통나무 아닌가 봐 아, 도대체 우물 안에 뭐가 있길래 우물 안에 들어가려 그래 바가지 자 이제 로프하고 클랭크? 그거를 챙기면 된다고 해요 저기 종이학은 뭐죠? 뭐야? 아까 그 통나무 있잖아요 그 통나무 저 종 때릴 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추측이 맞다면 설마 잠깐 잠깐만 저거 종 때리면 막 귀신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어, 나도 모르게 나가려고 <laughs> 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가고 있었네 그래도 게임 을 클리어 해야지 어 매번 이렇게 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어? 뭐 떨어졌다 이게 그 클랭크 돌리는 거가 저 종 안에 있었나봐요 어 밧줄이다 밧줄 어, 씨 무서워 어, 밧줄 챙겼어요 이런 거 두렵지 않아 좋아 이제 요걸로 일단 사용해서 뭔가 도구를 꺼내서 나갈 수 있는 사다리라던가 그런 게 나오겠죠? 전화기라던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라이터를 왜 챙겨 뭐 하려고 아니 저기다 불 붙이면 귀신 올 거잖아 아니 무라 우거라는 왜 그 라이터가 들어있는데 제발 저를 좀 이것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둘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이직할수 있네 이직할수 있네 여러분들께 기도 를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실 거라 믿어요. 그쵸? 해야지 않으실 거죠? 아 감사합니다. 드디어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군요. 왜 조용해지지? 나 가기 싫은데? 지금 개구리 소리도 안 들리고? 어?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? 갑자기 소리가 조용해졌죠? 잠깐만 나 어디로 왔었지? 기억도 안 나는데? 와나 진짜 무서우니까 길도 까먹는다. 갑자기 터널이 났습니다. 나갈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. 좋아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나가는 통로겠죠? 아 근데 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 무섭냐 진짜 이런 거 나름 즐기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냥 무서워요 하기 싫어요 아, 아 도로다 도로 어, 오호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있는 학기 터널 안에 사람이 있어요 벌써 한 시간 동안 여기서 갇혀서 헤매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아요 어 이것으로 곧장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 전화해서 아 SOS 전화가 여기 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, 아, 아! Ah! Ah!